여대웅단 엔데버입니다. 히로아카 사기, 4.18 제외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존재 어쩌면 앞으로 히로아카 세계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성을 가진 소녀 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원작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고 보신다면 사랑합니다. 그럼 대웅단 오늘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에리, 어... 이름이 엘이라서 엘이라고 부르는데 히어로명도 없고 네 일단 엘이입니다 에리는 오버홀의 야쿠자 조직인 428제외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머리에 뿔이 달린 백발의 소녀입니다. 어째서인지 팔에는 수술용 거지가 감겨있는데요. 이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쿠는 토가타 미리오와 함께 히어로 인턴 수업을 통한 시내 순찰 중 어느 한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것으로 에리는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로아카 4기를 보셨다면 에디가 4.18 제외의 수장인 오버홀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애니에 따르면 오버홀의 개성인 분해와 수복으로 에디의 살점을 도려내어 그것을 개성 말소탄환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에피소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알고 가려면 우선 에디의 개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직은 히로아카 4기 애니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히로아카의 원작 스포일러를 꺼르시는 분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고 다른 재미있는 히로아카 영상을 참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리의 개성은 되감기 원작 초반에 오버홀의 언급으로 인하여 에리의 피 혹은 세포가 주입된 대상의 개성을 파괴하는 능력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는 인간의 세포나 유전자의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 그야말로 타임머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개성입니다. 오버홀은 이런 에리의 개성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녀의 살점을 도려내 개성 말소 탄환을 만들고 다시 에리의 신체를 복구시켜 이 생산활동을 무한 반복하는 비인간적인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성으로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에리의 성격은 데쿠와 밀리오를 보며 점점 바뀌었고 본인의 이 저주받은 개성을 히어로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사해팔 제외의 에피소드의 가장 큰 사건이자 역사에 남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One For All Full Cowl 100% 이름만 들어도 그 위력의 웅장함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많은 히로아카 원작 팬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줄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해준다면 이번 4기에 어떠한 작붕도 용서해줄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리의 개성은 그 위력이 엄청난 것처럼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만약 사용자 에리가 개성의 limit를 너무 폭주한다면 그 능력을 받은 대상 또한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게 됩니다. 실제로 에리를 통한 개성 강화를 받은 데쿠는 원포올의 개성 폭주가 일어났고 힘을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레이저 헤드의 말소로 에리와 이즈쿠 둘의 폭주를 막은 사연이 있습니다. 히로아카 시간대 현재로선 UA의 e 보호를 받고 있고 뿔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UA e 크리스마스 파티 씬이 있는데 그 파티에서 에리는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오버홀 이 나쁜 식 사회팔 제외 에피소드 이후 에리는 자신을 전력으로 구해줬던 밀리오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밀리오는 에리에게 자신이 너만의 히어로가 돼주겠다고 말했고 미도리아와 코우타 같은 생명의 은인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만화 원작에서 두 명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곳곳에서 보였고 부성애의 마음을 가진 밀리오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리야,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기렴. 자 오늘은 엄청난 스포일러와 함께한 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스포일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 채널도 그리고 제 히로아카 지식도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대홍단 사랑합니다.